오늘도 준비야? 없어요. 오늘은 간식이 없어요. 왜냐? 가서 밥 먹을 거거든요. 날씨 너무 좋다. 뭐? 다리 고요습니다 트리 턴 되게 짧아요 근데 진짜 재밌어 근데 살짝 무서웠어 남이 섬할 때 스카이라인 드디어 남이섬에 도착했습니다 남이섬 도끼래요 마트도 있고 버스를 탔습니다. 버스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며 오른쪽 건물 카페와 노래박물관도 있고요. 겨울에 남이섬만의 분위기가 있네요. 기상관측 장비로 실시간 남이섬의 날씨를 알 수 있죠. 남이섬에는 호텔도 있어요. 웰컴 투 남이 아이이 써져 있어. 저희는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. 정성스레 쌓은 친구의 도시락. 케이준 샐러드. 잘 먹겠습니다. 음, 맛있다. 오. 오. 오. 아 무서워 개면연이다 개면연 어 움직여 뭐 그림 같은데? 음,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하다는 포토존 메타세쿼이아 길이에요 이제 배 타러 가요. 시우 어게인.